fish. 영유아 전문 기독교 출판사 꿈꾸는 물고기의 대표 출간 도서 I Love Bible 태교부터 7세까지 읽는 우리 아이 첫 창작 성경 동화 I Love Bible 성경 속 친숙한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흥미롭게 풀어내는 쉬운 성경 이야기 아이러브 바이블 세트 구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천지 창조부터 열두 제자까지의 성경 이야기를 담은 하나님의 계획 1편 A세트 예수님의 새 계명부터 하늘나라 초대까지의 성경 이야기를 담은 하나님의 계획 2편 B세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삶과 예배에 적용하는 실천편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해요. C세트 아이러브 바이블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알아볼까요?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왜 우리는 나쁜 행동을 하게 될까요? 개명이 뭘까요?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뭘까요? 회개가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누구일까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찬양은 언제 해야 할까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헌금은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우리 아이에게 첫 성경 동화 아이러브 바이블을 통해 지혜로운 해답을 선물하세요. 성경 이야기를 스스로 이해하고 아이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아이의 행동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도록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출판사 꿈꾸는 물고기 꿈꾸는 물고기는 가정예배 활성화를 위해 사역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아이러브 바이블을 치세요. d r e a m